네. 네. 자, 가볼까요, 가? 자, 가볼까요, 가?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맞췄어? 잘 맞췄어? 출발기전응 확실해? 어차 조심 조심 출발할 때 깜빡이 켜야지 출발할 때 깜빡이 켜고 아 잠깐 잠깐 잠깐 스톱 스톱 스톱 출발합니다 하고 해야지 하, 오빠 이렇게 맞췄어? 출발합니다 이끼마스 하고 가자 이끼마스 뭐라 뭐라 봐라 차 오잖아 오 어, 조심 조심 먼저 가면 안 되지 유카 아니 아니 이쪽으로 어. 항상 차 먼저 가는 차 먼저 보고 가요 자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이 뭐야? 좌회전이 뭐야? 좌회전이 뭐야? 좌회전이 뭐야? 좌회전이 뭐야? 좌회전이랑 우회전 헷갈리지 않지? 응 음, 음. 다섯 방지턱 조심하고 음. 음, 자 여기서 좌회전 가이크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. 어, 오 빵빵빵빵빵 왜, 왜, 왜 그래 그래 왜? 왜 그래 왜 자오 옆에 조심하고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자 과속 방지턱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이거 <laughs> 과속 방지턱은 아니 되레이크높어 지금 오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. 방지 쪽이 맞네. 어디 어디? 자 조심히 운전하고 항상 오른쪽 왼쪽 보고 어? 뭔가 있으면 얘기해주고. 예. 예. 조심히 조심히 하고 조심 좀 해 조심해. 자 가속 반지턱 있다고 했다. 가속 <laughs> 반지턱 있다고 했다. <laughs> 와서 바지 사기 딱 했다 아예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먼저 먼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먼저 먼저 조심 조심 조심 어, 아니 앞에 옆에 차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뭔거 아니야 여기서 오른쪽 회전 우회전 우회전 아 여기 신호등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가 사고 다발 구간 자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난 아,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아니 뭐 갑자기 한참 남았는데 자 여기서 유탄해 유탄해 유탄해 지금 빨리 빨리 하라우 여기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지금 지금? 어 지금 지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회전 우회전 어, 어 왜 이렇게 급하게 말해 아이 뭐 있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건대? 안돼 안돼 양아치야 무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화살표잖아 빨리 가 빵빵 거리잖아 자 오른쪽 그럼 왼쪽이잖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What? 뭐라고? 그니까 깜빡이 반대로 키고 있는 거 아니야? 왜 그래? 아. 우. 빨리 빨리 빨리 어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잘 보고 가고 가? 응? 오늘의 미션 드라이브 스루 야 여기 40으로 달리면 언제 가나? 한숨 쉬어 지금? 한숨 쉬어? 야 어떠이 저 날씨 좋을 때 운전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내가? 어? 자 일단 창문을 내린다 너 팔을 이렇게 걸어 그렇지 <laughs> 자기한테 취하는 거 알았어? 자 오토바이 조심하고 항상 오토바이 어? 저럴 때 어떡하라 그랬어 내가 창문을 내려 팔 걸고 계속 쳐다보라지 내가 이렇게 그렇지 어. 자 저렇게 저, 저, 저, 저, 봐봐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어떡하라 그랬어 살짝 더 보는 느낌이 이렇게 What? 그렇지 인상 좀 찌푸리고 알았지? 네. 예. 드라이브 스루 할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? 창문 내려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장이요 네 어, 나 라지 안 시켰어, 이 이게 횡단보도 무조 멈춰야 된다고 알았어? 수업, 수업, 수업, 수업! 멈춰 되는데 여기는 아 너무 붙지 말고 여기 여기 여기서 멈춰 어 네. 삐어좀 화났어? 우 자 이제 출발해볼까? 제가 뭐부터 해야 돼? 아 바로 가면 어떡 바로 가면 어떡 바로 가면 어떡 아 바로 가면 어떡 바로 가면 어떡 백하고 오른쪽 산다 백하고 오른쪽 산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산다 백하고 오른쪽 산다 아, 이게 왼쪽 오른쪽 못 아, 아. 뭐 지나가시죠